그러 다른 거네요. 첫 해부터 헤매는구나. 신고할게. 오진님의 수행할 차례입니다. 굿샷. 음.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 e 어, 잘 친다. 운동을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어, 그럼, 그럼 들린다. 전수진님 코코넛 머리입니다. 좌측으로 공항 정도 보시면 됩니다. 머리 나이스 파! 아. 백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지금 75는 178m 거리의 파3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 하시면 됩니다. 네. 오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오른쪽이 해저드라인과 가까워서 위험합니다. 주의하세요.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머리. 전수진님 커팅할 차례입니다. 홀컵 왼쪽으로 내컵 네 받습니다. 주시오. 장수진님 수행할 차례 왼쪽으로 꺾인 449m 거리에 탑 8볼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전사진님 네,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양쪽 모라여 주의하세요. 어우 꽁가 들어갔어 오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시작하세요 네. 잘 쳤어 네. 전투장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시하시면 됩니다 길이 머네 r 네. e limite 네.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네. 시작하세요. 손 좋다. 오디오는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잠시 포기. 오준걸 파킹할 차례입니다. 저는 왼쪽으로 내것 같습니다. Ready? 확실하네. 전 선생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기는 네. 음.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벙커 앞까지 160m입니다. 참고하세요. Ready? Look. 많이 타네 오디님 커팅할 차례입니다 끝까 바로 보실게요 네. 오르막 보세요 오디님 커팅할 차례입니다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네. 선배님 시간까지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지금 치시로는 159m 거리에 Relax. 왼손으로 커피를 차리는 홀컵 오른쪽으로 반컵 맞습니다. Ready? 찾기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멀건 리 사용했습니다.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네. Shut up.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그만큼. 전수진님 수요할 차례입니다. 커피 편 오르막 장사했습니다. Ready? 오진이는 서킹을 차례입니다. 네, 좌측으로 두크 반 맞습니다. 내리라고 네. 쳐세요 오진이는 퍼팅할 차례입니다. 포컵 오른쪽으로 사람이 돼보지도 않네. 전사주님 커피할 차례입니다. 홀컵 우측으로 반컵 네. 정도 받습니다. 하. And seed t 선생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선택세요 네. 그만 웃어라. 왜? 있네.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서타 멀리감. 오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양쪽 모두 해저드라 위험할 수 네.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굿샷.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레디. Ready. Oh. Ah. Eight can see 보여주네. 우와. 오빈이 수행의 차례입니다. Ready? 샷!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Ready? ready. 모든 일 수행할 차례입니다. 김입니다. 저는 왼쪽으로 두 네. 정도 갔습니다. 사실은 그치, 트리 전투 중인 커피의 차례입니다. 차로 공항 정도 보시면 됩니다.